저는 20대 초반까지 멸치 그냥 싹 멸치 나뭇가지로 살았는데요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벌크업이랍시고 먹고 운동하고 했는데 이렇게 살크업이 돼버리고 또 안되겠다 싶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요 50일 남았을 때부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Let's go 50일, 49일, 48일, 45일, 44일, 42일, 4 3일 38일, 35일 5주밖에 안 남았어요 34일, 아 31일, 30일, 29일, 28일, 27일, 26일, 25일 야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너무 힘이 없어 이제 12일 11일 19 8 7 6 5 4 3 2